정로 남주 하나 남주 지민 둘 지민 지민 바로 윤기 각종의 팀에 한 명만 나와야 돼요 그죠 이제 에이스들의 우리 너무 잘쳤다 That's j t from Mario. Lean with a rock with the do it. No, wait. Swag out from the flow, they n real quick. Get that elbow. 당신은 지쳤을까 보시는 He's about to say his first words. M mommy? Money, bitches, hold respect. I am never leaving my house again. That's crazy talk. It's not crazy talk. This is crazy talk. boobidi nimini namini, chigini When life gives you lemons, you squeeze them like some titties, bitch. 어디를 시작 짜오는 매 순간에 꽉꽉 그치고 미래는 현재의 연속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밑자른 거가? 자, 밑자른?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빨리 빨리 빨리 나왔어 나왔어. 내가 봐. 야구 방식이.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냄새 안. 아, 고마 뽀뽀라 해줄까? 편안한 말이 끝나면 박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켓 사진 중에 뭐 이제 비라는 친구의 자켓 뒤에 니체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어 자, 그럼 이제 그 멤버를 공개해도 될까요? 시더라 어떤지. 어, 또, 또 누구한테 했어요? 저한테 뭐 해? 맛있는데? 잘안 보요 알겠어. 맛있으세요? 뭐 드시려고. 맛있게 먹어요. 아, 아, 원래 진짜 맛있게 먹는데. 어, 카메라는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방, 방탄버거처럼. <laughs> 방탄버거. 자부 고기가 살아있어요. 자, 맞아. 돼지 몸다. 돼지처럼 먹고. 아, 네, 정말 조심하네요. 어때요, 어때요? 무슨 맛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MC의 권한 가겠습니다. 어, MC의 권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저거 이 노래는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어, 진짜 이거 뭐 이거 모르는 뭐, 반칙이지. 뭐 아버지 뭐, 야 이거 드디어 써먹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드디어 써먹네. 리얼 설정 알겠어